기다리에 차가워 비춰서 나 지나간 오늘을 나오며 이제야 겨 마주한 날 웃고 있어 넌 눈물이 흘러 울고 싶은 날은 오라오라 누린다고 굴지은 내 마음을 모두 멈지 기차 타고 벌써 날아해 너를 사랑해 작은 그대로 안아줄 거야 완벽하지는 않아도 소중한 나잖아 단단한 뿐인 나잖아 나를 너의 높은 나를 믿게 너는 고 어고 내 마음을 다루며 내일 넘어지더라도 천천히 가면 된다고 거울도 나를 해 너를 사랑해 지금 그대로 안아줄 거야 완벽까지 더곡이 무워 내맘 너네 안에 난 이제는 숨기지 말라고 단하나뿐 나에게 너를 사랑해 지금 그대로 너를 사랑해 脱がさない。